어서와요. 모험을 떠나는 길인가요? 꽤 오래 둘러보네.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내 이름은 로잘리아 곤란한... 저를... 고대의 유물이 손에 넣으셨고... 앨리스, 새로운 인형이야. 내 이름은 코벳.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 손에 넣으셨군요. 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안녕. 저, 처음 뵙겠습니다. 범상치 않... 범상치 않... 범상... 고대의 유물을... 범상치... 볼일은 전부 끝났나? 예? 부르는 강력한 힘이 느... 땅이 말한 게 범상치... 않...